그러니까 그냥 그냥 멋있게 딱 들어가는 거아 어, 신발 안 갈아 신고 그냥. 어. 이거 하고 가셔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 닥트리입니다. 자 오늘 닥트리오 네. 다른 복장으로 새로운 곳에 왔어요. 일단 네. 마스크 좀 살짝 내려볼까요? 네. 네. 눈만 보이니까 또 잘생겨 보이긴 하는데 눈만 나오니까 또 잘생겨 보이긴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성형외과 수술실 견학을 네. 네. 왔어요 네. 예, 성형외과 수술실 안에서는 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실 입구에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쥐 잡는 찍찍이 같은 게 네,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하고 가셔야죠 저, 그쵸? 발자국이 예. 예. 끈끈이에요 네네. 이게 발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장착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랑을 해야 할 부분인데 안전한 병원의 상징 지하철에도 있고 <laughs> 제세동기 항상 모든 수술실에서 가장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곳에 설치를 아. 해놓고 아, 네. 그 밑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약물이나 기구들을 안에다가 구비를 해놓고 필요할 때 얼른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의학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분들이 또 딱 이러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유가 있죠. 네. 손 씻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근데 이거 사실은 더멋있대로하다면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씻지 네. 여기, 여기까지 씻죠 이게 팔꿈까지 네 네, 네, 네. 네. 수술실에서 손을 씻고 나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팔꿈치 묻었던 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손끝으로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리지 내리면, 못하도록 내리면 돼, 네. 항상 이렇게 있어요 네 이러고 있어야 돼요 네. 뭐 수술실로 한번 가볼까요? <laughs> 이러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벌써 오염됐는데. 제대로 하려면 딱 이렇게. 어, 이 제대로.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 세트는 눈 수술을 주로 할 때 쓰는 도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돌돌 말려져 있잖아요 이 상태로 멸균 기계에 들어가서 완전 멸균을 네. 시킵니다 이 멸균 기계가 압력밥솥처럼 생겼어요 고압 고온으로 장시간 동안 푹 고아주죠 그러면은 균이 완전히 사멸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 상태로 수술 도구가 준비가 됩니다 질문 네. 왜 수술방에서 사용하는 포들은 전부 다 초록색인가요? 오, 어?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피, 묻, 피 묻는 거 잘 보이게 그게 네. 수술만 잘 하시면 네, 되죠 네. 네, 네. 피안 나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수술실에서는 웬 가위가 이렇게 많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가위는 실을 자르는데 주로 쓰고요 이렇게 생긴 가위는 주로 이제 조직을 자르는데 주로 이제 쓰고 좀 더 반짝반짝한 가위는 <laughs> 잘 드는 가위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싼 가위인가요? 반짝반짝한 음, 게? 새 거죠 뭐 비싸다기보다는 네. 이거는 지방 이식을 할 때 이제 이용되는 그런 것들 이거는 딱 보면 귀요비계처럼 생겼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laughs> 귀에 한 번 넣고 나면 큰일 것 같은데 잘 보면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네, 네, 네. 작은 갈고리가 이 성형수술이 미세한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조직을 잡아서 이렇게 약간 당겨주는 네. 이거 대왕귀요비계네요 <laughs> 그렇네요 어떤 뼈와 주변 조직을 좀 박리를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보통 의학 드라마에서 수술 장면에 처음으로 아, 그렇죠, 나오는 그렇 말이죠. 메스. 메스. 그럼 딱 이렇게 맞춰서 딴 딴딴 딴 딴딴. 한번 그, 네. 이렇게 그냥 피가 막 남았어요. 네, 그렇죠. suction에 예, 예. 네. 빨아들여서 네. 네. 줘야죠 네. 수술실 하면 수술실의 상징 같은 네. 느낌이에요. 바로 요 무영등. 무영등이죠. 네. 처음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불이 탕탕 들어오잖아요. 네. 무영등이라고 하는 게 소독이 안 된 사람들은 이 바깥쪽을 잡고 그쵸? 무용등 네. 움직이고 수술 중에 소독된 사람들은 요거를 잡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 기계는 뭔가요? 인퓨전 펌프라고 해갖고 약을 일정 속도로 투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수면 마취할 때 쓰는 기구이죠? 그렇죠 딱 한눈에 음. 봐도 이 기계가 훨씬 더 비싸 보이네요 <laughs> 네. 네. 모니터 기계와 마취 기계입니다 환자가 안정적으로 심장이 뛰고 숨을 잘 쉬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모니터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네, 전신 마취 기계죠? 전신 마취 네, 네 전신 네. 마취 네. 네. 개인적으로 수술방에 참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주호수가 잘 안 나오면 이건 박덕종 원장님의 사실은 되게 뭔가 체계적으로 좀 <laughs> 보여드리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댓글로 궁금하신 거를 달아주시거나 한다면 정말 저희가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네.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네. 닥터뷰였습니다.